누구일까? 우리처럼 학교로 돌아와 본 애들 아닐까? 유튜브 하거나 그런 애들 아닐까? 막 흉가 체험하고 그런 애들 아니 알 것 같아 어? 니들 뭐냐? 비나마 아니 씨발 어떻게 나를 몰라 너 괜찮아? 어 가자 같이 가자 한 번만 더 그 소리 하면 귀 좋아? 그런 말 하지 마. 우리랑 같이 있자. 안 되겠다. 다 도망가. 너 좀비 아니야. 우린 친구야.